순대 그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일단 340 맛있는 거 어, 튀긴 거 구운 거 볶은 거 이거 찍고 기름진 거 아니 네, 기름진 거 콜레스테롤 높은 거아 얼굴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설정 촬영 되게 좋아해 <laughs> 사기 촬영 되게 많이 해봤거든 우아하고 약간 쉬었다 갈게요 같이 너무 빨리 하니까 약간 연출톤 나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저분이 300 전투로 분장하고 뭐 찍은 걸 보실 수 있어요 <laughs> 아, 그 영화 300 보셨죠? 네, 네 영화 300처럼 분장하고 찍은 게 있어요 300에서 아, 날리겠다는 거 네. <laughs> 와 이거 반칙인데? 샷 에이, 말도 안 되지 이거. 치시면서 중간중간 좀 질문할게요. 네.